Música 어? 됐어? 와 대박 안될 줄 알고 찍어놓고 있었는데 찍었어? 아, 잘 나온다 Let's get it! And let's go! Let's get it! Let's get it, let's go! 아, 제발, 진짜. 우와, 우와, 나 폭탄, 나, 폭탄 진짜 많아. 아, 나 해골 먹었어, 어, 아! 아! 어. 쟤왜 이렇게 세? 어. 오케이, 한 번만 더. 어어나 죽었어 죽었어 안돼 안돼 맥스 맥스 맥스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같은데 나힘 같은데 이거 제발 제발 제발 그냥 너너 떨어졌어 싱크볼 아 싱크볼 원래 넓혀진 거 아니야? 아 나이스도 죽어 우리 우리 도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, 우리 마지막이다. 마지막이야 마지막 어. 와. 와 진짜. 어 진짜. 이게 뭐야?